컴백 코일 프리함 어때 저리? 뭐? 나 뭐, 뭐야 또뭔뭔 컨셉이야? 스트이야아 했잖아 아 뭐가 들려 진짜 그거 있어요? 그 뭐냐 DVD 그거? 미션? 네